자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잠깐만 제가 뭐톡좀 확인 좀 할게요 톡에다가 보면은 출입구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와 있거든요 그걸 좀 확인 좀 할게요 어? 와, 씨발. 와, 씨. 아, 깜짝이야. 저기요. 어? 와. 으아. 이게? 어? 저, 와! 어디야? 어? 아! 어, 어? 아이고, 어, 그냥 답사만, 잠, 어, 어, 어, 와. 어? 계세요? 당신 누구세요?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잠깐! 어? 잠깐만요 저 조금만 그냥, 그냥 나갈게요 그냥 헉? 어? 방금 뭐라 고 했어요? 에? 예? 뭐. 진 mm <gasps> <laughs> 막판에 저는 잠깐 다 싸우면 돼. 아, 아, 이제 나가.